되게 뭐 기가 찬 듯한 <laughs> 말투로 무슨 어. 어, 왓 아룬. 제가 네 생각할 때는 그 왓이라는 것이 생각이에요? 왓? 사원이 아닐까. 아닐까? 아루는 새벽. 왜냐면 아, 맞아, 한국말로 아, 맞아. 새벽 사원이더라고. 아, 새벽 사원이야, 맞아 맞아. 그래서 얘가 내가 생각할 때는 새벽 사원인데 이 새벽에 보면 예쁘기 때문에 새벽 사원이 아닐까? 근데 새벽에 보면 예쁜데 저희는 한 낮은 1시 반에 온 건가요? 아 새벽이면 예쁜 게 아니고 새벽에 와서 기도를 드리는 곳이 아닐까요? 아, 새벽 기도 새벽 기도 많이 하니까 근데 원래 가이드가 일가요 말투 많이 쓰나요? 그렇게 새벽 기도 하는 곳이에요 이곳이 같아서 저 사람들 사이에서 타이거 시트 입고 찍을 수 있겠어? 할수 있는 호화스러운 모나다 대리만 얘를 역시 그 황금색이 어, 어, 어, 머리까지 그 왕족의 상징 야 근데 괜찮다 200바트 치고 그래 8,000원에 괜찮다니까 어 머리까지 다 해주시네 어, 지금 지금 너무 예뻐 <laughs> 혹시 자동응답기야? 어, 아니면 머리숱도 많아가지고 그니까 힘들어 저 가발도 필요 없고 저는 똥머리 하는 것거 인상 쓰고 계시는 것 같아 아 그래요? <laughs> 아 나 말고 응, 쉽지 않으셔 하시는 분이 응. 네. 너무 많아 수추가 받는 거 아니야? 오 어, 따주시네 우와. 대박 어야 꽃도 하나 올려주네 너무 서비스 너무 좋다 컨셉 케이크 응. 거의 태국 태국 신부화장 아니야? 응. 신부. 아 태국 신부 메이크업은 아니지만 응, 약간 스드메 중에서 드 <laughs> 드레스. head 오 기가 막혀. 오케이. 오케이. 오 와. 오뭐 완전. 와 이렇게 올백을 해버린다고? back해서 묵 따서 올려. 올림머리. 그러고 나서 저 꽃과 깃털을 꼽으면 깃털 완성. 잘, <laughs> 잘 찍네. 이거 해줘야 잘. 지금도 예뻐. 이뻐. 어, 이뻐, 이뻐. 오케이. Thank you. Thank you. 엄지공주 같다 엄지공주 어. 난, <laughs> 난 중지공주 <laughs> 어 중지공주 괜찮다 더, 더 팔을 더 이렇게 더, 어 그렇지 그렇지 어, 조금 잘, 내려, 조금 어, 내려. 잘 어울리네 가려지잖아 조금 내려 어. 어 와 지금 하늘이 있어 미쳤다 사디카 금방 설립하려고 한 거야? 설립하려고 했, 하고 온게 새벽인 거야? 온게 새벽이야. 온게 새벽. 원래 이름은 따로 있었는데 음. 어, 왓 마콩이라는 그 사원 이름인데 어, 새벽에 어, 도착해서 왓 챙이었다가 왓 아론으로 바뀌었다. 배고파요. 근처 맛집 없나요? 어, 어, 어. 너무 단호해. 명쾌한 답변 너무 좋아요. 맛집은 그럼 보통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? 일단 여긴 아니에요. 어, 여기 <laughs> 일단 기, 강을 건너야 뭐가 많아요? 거의 그 다음 일정이 어디예요 그러면? 왓포. 왓포? 아니면 왕궁. 왓포가 아, 어디예요 그러면? 왕궁 옆인데. <laughs> 강을 건너서 왓포 옆이 왕궁이고 내가 볼 때는 와퍼 들어가기 전에 뭘 먹어야 돼그 같아 여기 아니야 뒤로 가야 돼 뭐야 끝이야? 병원 휴가 그 노래 있자 오바트면 뭐 싸다? 오바트인 뭐 보니까 요 앞에 바로바로 바로 아 맞아 여기 근처야 안녕 와와와와와 하네요 어머나 그림 보고 몇 골라봐. 창맥주. 많이 신나셨네? 이것이 바로 타일랜드 맥주. 병나발, <laughs> 병나발. 아까 와다룬과는 표정이 다른데요? 너무 좋다. 총, 총깨우. 아, 존깨우. 어, 총깨우. 깐뻘, 깐뻘. 존깨우. 존깨우. 존깨우 is a Thai l 깨우 존깨우. Same uh, 깐뻘. 까올리, 건배. 건배. 건배. 건배. 아니면 짠! 짠! 어, 짠! 짠! 드라이 누들 포크 누들 이게 똠냐 똠냥 그리고 소스 잘 먹겠습니다 새우 없는 똠냥꿍이라 그 음. 음. 음. 고수가 있는 것 같은데? 맛있어? 맛있어? 이 박치 안 했어? 이거 맛있다 아 근데 괜찮아 이 정도 고수면 먹을 수 있어 아 근데 이것도 좀 고수향 나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모든 맛에 있는데? 이참에 유전자를 변형해봐 어우 너무 맛있다 어 맛있어 괜찮아 이것이 현지 음식인가 입장이 답인가? 입장이 음. 답이야 어 매콤하다 어 너무 맛있는데? 음것 같다 이거 아 <laughs> 해준이 뒤에 받치고 아전 드라이 누들이 제 스타일이네요 와 부페 very good 와 but same price yeah. 뭐 뭐? 뭐? 10원 추가래 아, 근데 그냥 sorry sorry 아. 아. 어. no good no good 그게 <laughs> 맛있어요? 아로이 아로이 아로이 아로이 까우이 까울리 아로이 까우이 아로이 우리 하나만 까울리 해요 한국 사람 맛있다 까우이 아, 아로이 아, 너무 잘 어울려 근데 진짜 맞아요 맞아요 아, 근데 국내 한번 안 하네 다행히 안녕하세요. 사와디카. 사와디카. 신맛 슈마니. 똑똑해. 똑똑해, 똑똑해. 진짜 커. 와. 와, 진짜 크다. 야, 머리 하나. 거나 물 치는 거야? 귀신을 쫓는 그런 거 아닌가? 애군을 애, 군을 쫓는 삼재 사라져라 약간 이런 느낌 우주 가서 잘 하게 해주세요 조우들 만나게 해주세요 저희는 50을 둘이 같이 내겠습니다 같이 행운을 빌며 행운을 빌며 Happy Chinese New Year! นนะครับเออต่อยอดทำบุญช่วยกันนะครับเออต่อยอดทำเออเพื่อเป็นการเสริมบารมีกันต่อยอดอาสวะอายามหาวิมานาโมตุเอออันนี้เรียกว่าพระแต่ใครทำบุญก็แล้วแต่ให้มาฐานนี้นะด้วย 어? 여긴가요? 아, 무늬가 이런 모양이네. 꽃이야. 연꽃은 또 아닌 것 같은데, 그치? 음. 이번 태국 여행의 시그니처 포즈. 한붓다. <laughs> 다 약간 일부러 무덤 느낌인 거. 다 다르.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다는것 같아. 배꼽 모양도 달라요. 그렇네 있네. 아, 얼굴도 다르고. 우리나라 종묘 같은. 아. 그럴 수 있어. 그럴 수 있어. 오, 이게 고양이가 많네. 이건 또 뭐야? 고등어네? 고등어 안녕. 야. 야옹아. 영아 잘 지내? 안녕 3분만 앉아있을래? 응? 귀여워 잘생겼네 잘생겼네 이건 품종류 아니야 완전히? 왕직은못갈것 같아요 바이든이 아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일정이 조금 애매해 네. 근데 여기 여기 뷰가 여기 식당이거든요 이 근처 아. 식당이 일부러 와야 되잖아요 거기가 다, 어차피 5시부터 예약 확인한다 그러면 4시에는 예약 확인을 많이 하진 않고 저녁은 사람도 있어서 아니 그냥 냅뒀겠어? 응 혼자 밥 먹어요? 아, 어, 아 밥? <laughs> 너밥 먹어 근데 밥은 먹을 수 있지 야 그래도 하루에 세끼 먹어야지 우리 지금 두 끼밖에 안 먹었다고 네끼 먹는 거 아니고 <laughs> 우리 이제